초기에는 어,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걷기나 마사지 뭘 해야 될까? 찜질 찜질 찜질 등이 중요하고 이후 딱딱해진 부위 위주로 심부열을 이용한 고주파 관리 림프관 주위에 가벼운 수기 마사지나 그리고 공기압 마사지 등이 biobond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 부위나 흡입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짧게는 2, 3개월,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바이어분들은 스스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회복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. 관리에 따라서 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잘해주세요.